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. 알겠지? 잘 기다리면 누나가 갔다 와서 세 개 줄게. 알겠지? 세 개. 약속, 약속, 약속, 약속. 기다려야 돼. 갔다 올게. 나 진짜 갔다 올게 소리 안녕 소리 기다려야 돼 nope. 과연 기다릴 것인가 이거 CCTV로 다 보고 있었거든? 헐. 네가 이거 하나 잘 기다리면 누나가 이거 세 개 줄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어? 할 수 있지? 화이팅! 옳지. 기다려야 돼. 기다려. 안에 갔다 올게 기다려 소리야 <laughs> 또 먹었어? 어? 뭔 소리야? 어? 다 먹었어? 이리 와봐. 한 번더 마지막. 이리 와봐. 봐라. 누나 여기 하나 두고 갈게. 잘 기다리면 누나가 이거 다 줄게. 와우. 할 수 있어? 패디. 패디. 예. 기다려. 갔다 올게 야근문 닫자마자 올 수가 있어? <laughs> 세상에 버리야 완전 아, 웃겨 <laughs> 아,